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근데 울고 있어 올라 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야토예요 아 아카는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그 유튜브 라이브? 라이브를 했는데요 그 많은 팬분들 놀러 와줘서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야.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점심 먹고 음. 지금 어떤 마, 마트? 몰? 쇼핑몰? 쇼핑몰에 그냥 가고 있는 중인데 음. 아 왜냐면 그 지금 스타벅스에서 그 뭐, 뭐라고 하지? 에디션? 에디셔널? 리미티드 에디션 드링크스 그럼 그 고구마 스위트 고구 스위트 포테이토 드링크 나와요. 그거를 그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수박에 가는 중인데 응. 거기에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항상 없어 네, 항상 사실? 없으니까 <laughs> 너무 아... 불편해 항상 가고 싶은데 자리 없어 그니까 아이고 걸어가자 오이 자리가 있는 것 같다 예스 예스 이거 먹을 거야 하얀 이스위 포테이토 나이가쿠입 일본어로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너무 맛있겠다 チョコレートマロンラテチョコレートマロンラテのホットのショート一つはいと大学芋フラペチーノ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y la mía es café con almendras. Buen provecho. Buen provecho. 안에 시럽이 Hola chicos, ya hoy es otro día, la verdad es que ayer no hicimos nada interesante, lo único que hicimos fue ir al cafecito, así que ya no seguimos grabándoles vlog, pero el día de hoy vamos a preparar uno de mis platillos coreanos favoritos. Yo sé que a ustedes les encantan los videos donde cocinamos, siempre nos lo están pidiendo y el día de hoy vamos a preparar un platillo coreano que se llama takalbi. 근데 사실 어, 대부분 그 치킨은 우리 가슴살 좋아하잖아. 근데 음. 보통 다리살 많이. 아, 네 나는 가슴살 제일 좋아. 그래서. 먼저 고추장. Ahora Hayato va a preparar la salsa. Sí. 고추장. es la que le da el sabor, se llama gochujang y en México estoy segura de que la pueden encontrar en el barrio coreano de la Ciudad de México. ¿Sabes de eso? Gochujang. Mexico City, eh, Koreatown. Ah, Koreatown Town Ajá. Koreatown es 살수 salsa 마트에서 Mato eso obsulgotkate. Walmart. No, obsulgotkate. BGM HEB. HEB? 네. 거기도 없어? 그런 마도에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거기 일본 음식 있었잖아. 우동도 있었고. 네. 일본 음식 조금 있어. 타이 음식도 조금 있어. 아, 고추장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어이. 다음이 한장. 한장도 하나. 오케이 조심해. 다음이 구슬도 하나. 술. Un dato curioso, ok, that's not okay. Un dato curioso es que la comida eh, coreana lleva mucha azúcar. Ok, debería llevar eh, ginger. ¿Cómo se llama esto en español? El ginger. No me acuerdo. 오케이.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así le tienen que hacer al ajo, ¿eh? 오케이. 마늘. 음, 이렇게? 예. 이렇게? 더. I think you're stronger than me. You should do it. 따줘야 돼, 이렇게. 눈 냄새 나. 와우. 그냥 medium size? medium size? 이렇게 잘까?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것 아이고! 아이고! salió volando. <laughs> 세보자 세보자는 파가 뭐예요? 세보진 예? 세보진 세보진? 예 세보진 그러면 진짜 그 세보자의 친한 친구? 네 똑같은 가족 아 너무 기 여보세 이제 눈물 나서 아이고. 아이고.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근데 울고 있어. 울고 싶지 않아. 야, El último, eh, la última verdura que vamos a poner es, ¿cómo se llama esta cosa en español? Col. ¿Cómo se llama? Ay, no, eh, espero no kyokyo soy ocho. Un eh, poco Yampechu. Yampechu, sí. Yampechu. Creo que es col. 짠! 재료는 다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우면 됩니다. 하이! 갑시다. 하이 하이 하이. 키친으로. 다다다다다다다. 가자아 가져갈 수 없어. 야. mira 들어가 갑니다. 들어가 갑니다. 벌써 냄새 좋아. 음. Lo siguiente es papa, zanahoria. Zanahoria. Zanahoria. Zanahoria. Hi. Ok, vamos a ver. Uy. Ay, ahí va, ahí va. Mmm, uh, chiquita. Oh, yes. Ah. Ah, ¿Qué Estoy subiendo machista! Es mucho quesito, mucho quesito. Queso loco. <laughs> y después lo volvemos a tapar. Sí, y esperamos a que se derrita el queso. Ah, y pues así quedó nuestro homemade takalbi y lo vamos a acompañar de arrocito,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냄새 좋아. 잘 먹게. 차차.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Y así se come. Con el quesito. 와. Mm. Oh, Plato limpio, más bien sartén limpio, señoras y señores. Estaba delicioso. Ay, machizoso. <laughs>